아니 어떻게 연아야 네. 내 머리를 봤어? 봤죠 연아는 오늘 연락했을 때 무슨 말 했냐 머리 너무 이쁘다 진짜 거짓말 거짓말이죠 아씨 아 맞아? 아 너 왜 그래? 나 아까 전에 잠시 봤을 때도 머리 이쁘다 했잖아 아 근데 솔직히 앞에는 좀 괜찮은데 어. 여기 뒤에가 너무 싫어요 파마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뻗치니까 어. 좀 비기 싫은 느낌? 아니 그리고 일단 중요한 거는 머리가 엄청 길잖아 이거를 나는 이제 좀 약간 유지하고 싶은데 이거를 유지 안 하는 게 나은 것 같아?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좀 일부러 킹밖에 아이돌 그 리프컷 있거든요 리프컷? 네 그거를 해주고 싶었어요 어? 리프컷? <laughs> 잠시만 아 이거 약간 힙... 아 모르, 모르면서 힙한 애들이 하는 거잖아 현아 현아 남친 아 이런 이런 느낌이야? 네, 맞아요, 맞아요. 근데 이제 네. 그냥 <laughs> 바라보고 그 카메라 가까이. <laughs> 아니 근데 <laughs> 이거 약간 그 미국인인데 약간 어. 이제 도둑인데 종도둑 같은 느낌. 어 근데 안에 투블럭 있었어요 혹시? 여자분들이 올때 싫어하는 거죠. 어 맞아. 이런 것들이. 왜 뭔데? 아, 보여드릴까요? 돈벌레 같은 거. 우리는 어, 김담님 닮았는데. 아! 돈벌레 일단 머리 물 좀 묻히고 어. 상태가 어떤지 볼게요 그 아까 말한 스트레이트 있죠? 어, 어 예. 미리 볼 수 있어요 어, 어 좋아 좋아 좋아 아 근데 그 뭐 장난감 된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사진 찍을 준비하잖아 <laughs>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킹 받으려면 은 한가운데 가르마 타는 거 아시죠? 알죠 알죠 알죠 <laughs> 여기 영상 찍고 있어요 <laughs> 아 정상 찍지 말라고 동영상 안녕 한 번만 해주세요 아니 동영상 찍지 말라니까 요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만약에 한발 하시면은 어떡해 어때요? 소원 성취했어요? 성취했죠? 와 진짜 여기다가 이렇 킹받게 귀 하나 꼽는 거야 아 진짜 제발 진짜 제발 자르자 진짜 어 진짜 싫어 아 싫어? 아 보지마 앞머리좀 길게 해서 준비된 말을 자를게요 왜냐면은 어. 되게 많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요 어, 아, 오케이 오케이 잘라줘 어, 오케이 하나 둘셋 오 씨! 와 뭐야 아, 헐. 와. 야 마치 그거다. 내막 뭘 이만큼 길었는데 닭자르기 어, 그 어, 그니까 어, 나 여자는 못 느껴봤는데 어 그럴 것 같아. 어, 어 오케이 오케이. 어. 혹시 그 발무벽이라는 거 혹시 알아요? 잘 때 혹시 머리 만져요? 어어 어 어 어 어, 어, 어, 어. 어 그 주변에 매니저나 누구 있으면은 어, 머리 이게 렇 뽑는지 안 뽑는지 봐달라고 하세요 왜, 왜, 왜? 아 왜냐면 머리 뒤에가 그 끊겨있어 다 마음이 병이 있으면은 본인이 이렇게 뽑아요 뜯거나 어? 그래가지고 어? 이거는 주변 사람들이 봐주고 만약에 문제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가야 돼요 와, 어 근데 오 진짜 많이 잘랐다 이제 마지막 단계 어 너무 많이 잘랐다 와 이렇게 한번 넘기면 돼요 평소에 어, 너무 예쁘다. 어, 진짜 예쁜데? 아근 지금 못생기긴 했다 오늘 왔으니까 음. 제가 살짝만 세팅해줄게요 어 오케이 어. 머리 자르니까 확실하게 좋은 게 뭐냐면 와 안 덥다 아 나 진짜 맨날 더웠거든 여름에 힘들어요 어, 어 아, 너무 가볍다 와 나 진짜 한 2kg 빠진 것 같아 진심으로 대박. 근데 자른 게 훨씬 낫긴 해. 그래 보여 근데. 아 진짜 방전여친들한테 연락 오는 거 아니야? 아씨 아 왜 그러세요 아, 아 진짜 얼굴 가려봐라고요? 어, 어, 스프레이 뿌려줄게요 제가 아, 이제 얼굴 보인다고 어, 진짜 이쁘다 끝! 오야 뭐야